잘 왔어요. 어이씨 들어가는 이거 오 잘라 나이스 나이스 오 펑크. 나이스. 나이스. 오. 현실이거든. 와. 아, 왜 이렇게 느낌이. 아, 생각하는 건 된다더라. 진짜 그런 거예요. 걱정한다. 멀수 없겠네. 와. Fairway. 나이스. 와. 나이스. 얼마고?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. 아,